오늘 우리 무슨 날인가요? 지옥의 날이 되시고 야 괜찮아 어? 굿굿나 처음이야 음악이 잘했어 오 승짱떡! 라고에 데스! 라고에 데스! 라고에 데스! 네. 일단은 네. 오늘 뭐, 뭐 하러 왔, 나요 우리? 빵! 오늘 우리 무슨 날인가요, 그러니까? 지옥의 날이죠. <laughs> 휴라고 해라는 빵! 이런 친구가 저희 유카 채널에 노래를 만들어 주신다고 또 그래서 녹음을 하기 전에 왜 우리 노래, 우리 유카 채널에 노래를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어, 어 그러네? 어, 떤 듣고 싶다 어떤, 어떤, 어떤 마음으로 왜 우리 유카 채널을 마음보다는 계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왜냐면 Q&A로 여러분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음, 5만이었나? 저 5만 기념회였을 거예요 제가 그냥 장난스럽게 뭐 어. 곡을 써드리고 싶다라고 음, 음. 빵! 스틱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네, 그게 일단 계기였고 써드리는 것도 솔직히 원체 음악하는 거를 재밌어 하기도 하고 두 분이 워낙 스타시기도 하고 두 <laughs> 그러니까. 분이 하시는 건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했고 곡을 선물하는 걸 좋아해서 음. 같이 분이 이렇게 집까지 <laughs> 촬영이 이어지게 됐네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저를 좋아하시는지 아... 그 이유를 한번 휴, 이게, 이게 남자로서 좋아할 수도 있긴 있어 <laughs> 남자로서 그러니까. 혹시 그쪽이 아, 아, 아. 여기서도 그러네? <laughs> 나는 뭐 상관없는데 일단 그 이유를 왜 나를 그렇게 좋아할까? 어,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자료화면 이런 거 아. 아카가 원래 꿈이 모닝 구스미였나? <laughs> 옛날에 노래를 하는 거 해보고 싶었는데 음. 음. 덕분에 이, 그 이루게 됐어요 설렜어요 음. 새로운 도전이라서 그래 너 좀 열심히 하면 잘 될 수도 있어 <laughs> 자 일단은 <laughs> 우리 뭔가 되게 되게 어디서 많이 본 듯했는데 음, 네, 네, 네. 아, 약간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지 그런 사람 있을 거야 네, 되게 많아요 이 노래는 일단은 작곡을 하고 가사는 저희 이야기를 한번 써봤어요 나는 우리 세 명에서 열심히 한 작업이라서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고 들어줬으면 음. 합니다 큐라고 해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음. 큐라고 해는 저희 아마 로하니가 서른 살 때까지 아마 전속으로 이제 할 예정이다 아. 할 예정이다 <laughs> 이제 저희 한번 음악을 만드는 과정도 한번 같이 보면서 누가 얼마나 이게 좀 더러운 앤지 <laughs> 휴가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나? 작업하는 걸 공개된 적은 없죠 아무도 모르시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그렇죠. 곡이 발매가 될 예정이라서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이 음악을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나데 밑대기 마실까? Let's go! 엄마 지나민이 휴랑 나도 머리 되게 비슷한데 어때요? <laughs> 괜찮아? 그 같은 머리 다른 느낌? 응. 네. <laughs> 지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늘도 들어가 보고 여러분이 참 지옥입니다 <laughs> 지옥이에요 일어서 보실래요? 네. 마이크 테스트 들어갈게요 의자 저... 일단 왜? 야 고마워 욕한다고 하니까 욕하면 너도 이렇게 네, 난 무서워 편하게 해 편하게 <laughs> 제일 안 편할 것 같아 어 한두 번 해봐 한두 번 해보는데 듣는데 편하지가 않은 느낌 그쵸 아직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해도 돼요 음... 편하 자신감 있게 이렇게 <laughs> 한두 번 해봐 어, 왜? 약간 그 뒤에 제작자 느낌 같지 않아요? 투자자들 뭐 앨범 투자자들 제일 제일 때리고 아니 야 괜찮아 어? 너무 부어가지고 그래 어? c h o but it's crazy but I gotta go 힘들죠. <laughs> 힘들죠. 난 느껴져. 나대로 음, 뭐 뭐가 좀 걸려 목에? 배 배로 불러야지 유카. 머리 머리 목으로 하지 말고. 응? 응? <laughs> 안 들려? <laughs> 안 들려. 둘다 내말 들리긴 듣긴 해? 네? Leading은 is it crazy but I gotta go. 음, 네, 굳이 그걸 맞춰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아 About you 그날 막 기억하면 my baby It's crazy but I gotta go Good Good 아, 좀더 가슴 좀 이렇게 내밀고 자신감 있게 해 엉덩이 좀 빼고 Don't hiss Don't hiss About this but I want you so but 여보 힘내 잘하네 친구가 이거 What? What? 야, 그, 네? 소리 너무 큰 거 아니야? 갑자기 깜짝 놀랐어. 방금 봤어, 방금 괜찮아, 봤어. 괜찮아? 너 일부러 한거 아니야? 아, 일부러 한 거 아니야? 귀가 사방. <laughs> 네 목소리 괜찮 아... 어. 들려? 내 목소리 들려? No. 안 들려? 안들는데호소리안 들린다. No. 진짜 응? 응, 너. 너? 어, 너 몸무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애드리브식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이, 지금부터 화음 같은 걸 녹음을 해볼 거거든요. 지금 To you, babe. Cause you, babe. 6화 일단 기본 파트 끝. 나 처음이야. 그럴 수 있죠. 인생 처음이지. 우와. 와 아, 휴가 이런 것도 해주지. 유튜브 하기 잘했어. 아 아. 음, 음, 음. 더 앞에 같아요. 어, 음, 음. 아. 아. 목소리 나오죠? 안 나와. 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해. 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 remember remember 스탑 니가 계단에서 아아아 아. 아, 아 영화관 그게 그게 그게. 어. 내가 완벽해지 오늘 내일 밤 3, 4, 2, 4 너와 내가 완벽해지 오늘 내일 밤 3, 4 다시 다시 다시 너와 내가 완벽해지 오늘 내일 밤 다시 승창 목소리가 되게 좋은 게 오. 그러니까 박자만 맞추면 바뀌어요 오. 아 remember remember first time 네가 게나 내 손을 어 그렇게 다시 아 시면 잡게 아 네, 저기 어, 아무도 없었던 영화 간에 나와 아 근데 이 나이가 있나 보다 있죠. 세가 요즘에 그걸 하고 싶잖아. 따라하고 싶잖아. <laughs> 연습이 남죠. 그러니까 아, 너 대단하구나. お疲れ様お疲でした。れ様です本当に本当に 살려주세요, 여러분. <laughs> 어, 어땠어 유카? 쉬운 일은 아니다 진짜 쉬운 일 아니고 뭔가 한국 들었을 때마다 되게 그 사람이 아 이렇게까지 고생했구나 라는 걸 느낄 것 같아 편곡한 사람이나 뭐 곡을 만들었던 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휴는 좀 재능이야 재능 노동입니다 어. 아 얘가 갑자기 나를 트레이비스 캇을 만들어준다길래 그래서 뭔 개소리야 이랬지 <laughs> 내가 어떻게 트레이비스 캇 근데 어좀 기대된다 음... 어,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서 맞아. 이 영상이 끝나면 저희 노래가 바로 공개됩니다 아. 멜론 여러 여론 여기 여기 여론 사이트에 공개가 될 예정이오니 아 왜? 아 제가 때린 거 아니에요 다 보여 임마 아, <laughs> 아, 아, 카메라 다 보이는데 자 여기에 다 공개가 될 예정이니 한번 여러분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 휴꾼 이제 고생했어 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두 분은 갔지만 전 이제 시작이에요 살려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じゃあこんな感じの今日はこちらのゆかチャンネルの歴史中で一つ私たちの夢が叶った日なの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すインスタフォローとチャンネル登録も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音楽聴いてみてください